음, 음, 3번. 닌겐. 닌겐 실화냐? 어, 헤르메토, 헤르메토. 아, 헤르메토라 그러네. 아니, 맞나? 저게 맞을까? 진짜 일본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はい。 곤방와 さよなら。 곤방와. 안녕하세요 곤방와가 뭐야?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그니까. 저녁 인사 저녁 인사 문외하시네, 문외한이시네, 문외한. 뭐라고요? 문외한. 말 시키지 마세요. <laughs> 덕분이 어디 있고요 가요? 덕분이 음, 있기마스까? here. 있고 <laughs> 하이 여기 스팀인가? 여기 고고 여기 고고 you, you know? <laughs> 오케이 오케이 카드 아니었어? 오케이 하이 하이 <laughs> 아나 일본어 안 배워서 모르겠어 아, 나 제외고 아, 일본, 일본어였는데 나도 나도 아, 어, 요래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어, 니혼고 조즈, 조즈 데스네 日本語できますか? 알아? 뭐라 아, はい はい はい. すみません. 아 大丈夫 大丈夫. ありがとう. 어 한 팀 한 팀. 아, 오케 오케이. 어, 아, 아 뭐야, 티 하나도 안 나. 티 하나도 안 나. 티 하나도 안 나 진짜. 어, 와, 여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야, 40분 남았을 때다 죽겠네. 오빠랑 같이 내려야겠다. 어. 2번님 따라간다, 쟤. 아, 음. 이아 이번님 다 이, 번님한테 따일라고. 怖い 怖いです. Nice. 어, 오빠 내 앞에 앞에 앞. 아, 나 오빠인 줄. 뭐야 뭐 뒤에도 있다. 확인 확인. 내 어그 어그로 핑퐁. 노노노노노노 아, 저기도 있어. 아. 아. 여기 있지. 3번 핑 있지. 오빠 걔 뒤에 죽였어? 어, 죽였어. 사이가 죽였어. 다이저브 ですか? 아, 나 진짜. 네, 다 아, 죽였어요. 아, 하이. 하이 하이. 어, 이분인가? 이번님이 1번? 하이 하이. 니혼지 아. 데스. 니혼진 데스까? 私は日本人です. 하이. 아, 아, 아, 하이 하이 하이. 아, 음. 음. 3번. 인겐. <laughs> 욕하는 거 같네 또. 닌게 실화냐? 뚝배기 있다. 뚝배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어. 헬멧 헬멧. 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모르잖아. Thank you. 헬멧은 아시겠지. 헬멧. 헬멧도라고 나. 뭐. 헤르메토 헤르 헤, 아 헤르메토라 그러네 아니 맞나? 저게 맞을까? 진짜 일본이니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nice. Nice, nice. 아! 저기도 뭐야 있다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안 나 안 죽었어 일단 나오케 2층에 있네 아유 여기 어! 안 왔다. 아, 됐어. 있지 어, 어 아니 갈지도 달저브 달저브 다리 갔어 여기? 어, 니코 사범 같이 가자 저기 니코니코니 아니구 어디? 도망갔어? 몰라 몰라 음, 이, 어. 어, 아, 아, 아. 어. 새끼가 진짜 나만 노리네 내가 뒤져라 간다 뭐. 와! 아. 나 어디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다어 1번님. 오케이 오케이 Nice, 1번님. 나어 nice nice nice ありがとう 2번 さん.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laughs>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도요. 이게 맞을까? <laughs>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말... 네, 아니. 음, nice. Nice. 아, 여진 누나님 500kg 감사합니다. 이걸 안 걸리네. 아 이거 이제 여기 사태에서 어떻게 돌아가지 이걸. 콩비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아빠 그럼 개머리판 필요해? 어 개머리판 있어.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はい. 이거. 아 뭐야? 어, 아, 이번. 한국인이지 너. 이번 한국인지 개머리판 ください. 한국인 같지 않아? 개머리판 ください. 수상해. 이리 오세요 이번님. はい. <laughs> 주세요. 오 이거 서양. 아 개머리판 한국말 아니야? 아 영어 그거 영어 아니, 야 아니, 있어 있어. 개머리판. 소음기는? 소음기 필요하지. 보급이라 하나 떨궈놓고. 부상자 쿠다사이 부상 부상 부상가? 음. 이, 음. 시 네. 어, 어. 영어로 쓰게 되네 Thank you thank you. 오빠 드링크는 없어? 있어 있어 카메 맞아 카카오뱅크 맞아 아니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 남자는 알고 있는데 여자분이 그냥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것 같은 근데 와 다 살았다 그치 잘리해서 자기장 네 오케이 자기장 데스 고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저분도 문장이 약간 짧은 것 같아 <laughs>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아, 그런가? 그치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 <laughs> 너무 우해 헐 뭐야 넘버 3, 4 커플 데스까? 하이 네네 커플 데스다 <laughs> 아. 로끝난다 일본어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직까지 아, 없는데 건너야 되네 이거 어떻게 가지? 어? 거지 같네 아 뭐죠 55 아, 집, 집으로 어?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기 저기 될것 같은데 이거 2번 뚫어야 될 것 같아요 2번 2번 말고 오른쪽 못 뚫을 것 같아 자꾸 집에도 있어가지고 한국말 <laughs> 이거 수류탄 까고 다시 들어가자 그러다 나갔어 어 미키 죽었다 들어갔어 집안에 집안 바깥으로 뺐어요 바깥으로 바깥에 바깥에 도로가 뛴다 일단 살릴게요 네네 네, 옆에 뒤뒤뒤뒤 아, 네, Nice nice nice nice 아 감사합니다. 어 자기장 인이라 진짜 다행이다. 어, 아, 그러니까. 연막 하나 까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낚인 기분인걸? <laughs> 아, 어. 아니야 한국어를 잘하시는 잘하시는 아, 일본 저 한국말 잘해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잘 잘해요. 급할 때 한국말 나오는 거 한국 사람이야. <laughs> 급할 때 누가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해? 어, 똑똑해. 약간 일그 아, 누구지? 걸본이 목소리 닮았어. 아니? 어떻게 알았지? 걸보님 목소리 닮지 않았어? 아 걸보님이래 아 에? 네? 고양이 키우시 아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걸보님이라고? 아, 네, 반갑습니다 저 미션 진짜로 아, 헐 님들 덕분에 미션 성공했죠 진짜 <laughs> 와, 걸, 뭐야? 어? 님들 저 우리 치킨 먹어야 돼요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 아. 어, 아, 어, 아, 오늘 아침까지 걸보님 영상 보고 있었는 신기하다 어? 어? 나 어떻게 떨려서 못할 것 같아 <laughs> 이거 조금씩 왼쪽을 깎을까요? 아 네네 네, 네. 왼쪽으로? 어왼쪽 이거 쪽 집에 한 명 정도 남아있어도 될 것 같아요 얘네 네, 싸운다 이거 4대4 아니면은 아, 자기장 좋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 이 능선에 있는 건가? 여기 밑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한달 네네 앞에 사운드 제 앞에 사운드 안 쏠게요 천명 기절. 나이 오는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 얘는 모자 자기네 네네. Nice. 하나 기절. 뭐야? Nice. 어? 둘컷이 어, 한명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명 기절사 여기 기절돼 있는데? 두명 남은 거. 한명 기절, 어, kill 들었다. Last 한 어, 명. 어, 여기 위에, 위에. 나이스. nice. 아, 나이스. <laughs> 아, 수고하셨 아, 아, 아 느낌, 느낌이 좋았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신기하다. 뭐야? 아, 뭐야? 아, 들려요? 안들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옆집 누나 어쨌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는 미션 걸어줘야 되냐. 약간 건진 느낌이고. 너무 감사합니다.